기다리는 부분 귀는 염증, 귀 염증이 고요 눈은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 심해요 이 정도 염증이 있으면은 네. 마취해서 청소해야 돼요 마취를 하고 어. 가만히 앉아있을 때 네. 깊숙이까지 그랬어? 여기 쓸겠어? 청소했어? 이렇게? 괜찮아? 어휴, 마치 아직 안 풀렸어? 어휴. 안로 어줄게. Come here, sit. voltou. 아이고 마치 널뿔려서 힘들어 저기 오빠 하우스 가 하우스 누구야? 고개를 고개를 내려 Put down baby down down 아유 실패 네. 저는 좀 쉬어 음. 불쌍해 돼지끼 불쌍해 되게 기쁘다니 뭐해 거기서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좀 쉬어 좀 쉬고 있어